あみちゃん。はい、後ろ見てください。はい、皆さん、こんにちは。ゆかチャンネルのすんちゃんと。ゆかです。今日は連ソンソゲティン第4回目はい、ね、今日はカップルになるかなんないか国際連ソンソゲティンはい、えた。来ましたよ皆さん 뭐랄까 나가 방송국에서 어? 좀안 어, 해줄라나 하죠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비디님 비디님 그러니까 대부님이를 뭐 오빠의 대부님이잖아요 오빠 あれすごい綺麗あの日本の映画に出てくる主人公みたいじゃないなんかチョンスナーね。うんうんうんうん。oh 아, 그러니까 n 어, じゃあちょっと待って。なんか田舎で住んでる <laughs> 違う、大丈夫なんか Wi-Fi すごい遅いんだけどね。え、ちょっと待って、綺麗じゃん。めっちゃ綺麗びっくり。私のタイプです。ああ、感謝みだ。あ <laughs> みちゃん、後ろを見てくださいって言ったとき、ゆっくりぼーってきたら、見たらいいのね。 <laughs> 止まっちゃった。 Wi-Fi を変えてみるかもしれないです。ほら、どこの子やねかわい神奈川です。やっぱ神奈川か。参加理由あ韓国語勉強したんですけど、うん、使うところがなかったっていうのもあって交流したいなっていうのとはいじゃあじゃあちょっと待って 通に落ち着いて、今までのアミちゃんを見せたらいいよ。一応声は大きくしてほしいね。わかりました。めっちゃ厳しいから。はい、こちらの駆読者ですね。誰が一番好きですかゆかちゃん。ゆかちゃんかなじゃあ、 <laughs> もうやろうか。アミちゃん、後ろを見てください。はぁはぁちょっとあの、ダサいの、 <laughs> なんか、何やってんのこういうのやめて。 さらーって感じで。 <laughs> 何それおい、どこ行ってんのどこ行ってんのおい、どこ行ってんのどこ行ってんのお前。あまあまあまあ、いかない。 <laughs> 早速始まりますよ。あの、ちょっとね、もうちょっと後ろ見てくる。 <laughs> なんか斜めに座らない。い。何この子結構おもろい、おもろい子だ。あのうちらがサインする前には後ろ見ないでね、なんか。今止まってるバン 止まってなかったらすごくない병진상入りますよ。오! 오! 랜선 저희 소개팅에 지원하게 된 일본에 대한 그런 막연한 어, 그런 환상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눈 덮인 홋카이도에서 어... 온천 여행 이제 고등학 교때 제2외국어를 일본어로 조금 했었어요. 좀 재밌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어, 일본 여성분과 교제를 한번 해보는 것도 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어, 야, 오늘 여성분이 딱 그런 이미지. 네, 뭐저또 우시로 미드. 그러니까 맨이좋아하 맞아. 청순 네. 그리고 내가 우리 저 방진 씨 사전 조사를 했단 말이요. 응, 응, 응, 응. 되게 까다로우신 분이긴 했어. <laughs> 통화 들었어요. 일상에. <laughs> <laughs> 없는지 아. 이렇게 정확하게 집어주니까 오히려 편하게 해 솔직히 이런 분은 없었어 <laughs> 내가 자기소개 할 거지만 왜 이렇게 친해져야 되는 이유도 저희도 이제 있어서 자 누굴 좋아하시나요? 아전 당연히 승장 형님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미짱. 아, 後ろ見てく가さい

안녕하세요. 저는 아미라고 합니다. 한국 나이로 26살이에요. 한국에 관심도 많아서 지내줬으면 <laughs> 좋겠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공식 질문이 생겼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질문이 있어서 잘 뽑아야 될 거고 <laughs> 맞아요. 무조건 대답을 해야 돼. 벌써부터 불안하네요. 네. <laughs> 일단은 가볍게 질문. 취미 생활을 할 때 밖으로 나가서 무언가를 하는 걸 좋아하는지 아. 아니면 실내에서 영화를 본다든지뭐 노래를 듣는다든지 이런 걸 좋아하는지. 음. 아, 저둘다 좋아해요. 둘다 좋아해요? 둘 다 좋아해요? <laughs> 네. 그래도 어.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형진 씨 지금 당황해. 너무 둘 다 <laughs> 당황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청순하고 슬픈 술이라서 그랬죠 약간 아, 노 키는 조금 올려서 네. 얘기해요 어 저는 71입니다 아 아미짱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아미상 키가 몇이에요? 163이에요 아 그러면 둘이 딱이네 뭐 음. 딱입니다 아미상 그 한국에 유학 왔었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몇 년 정도 오셨던 거예요? 아, 한 달이요. 한 달이요? 1년 <laughs> 정도 가고 싶었는데요. 1년 정도 가고 싶었는데요. 성적이 <laughs> 좀 모자라서 <laughs> 일본에 와본 적이 있으세요? 출장으로 어. 도쿄에 어. 한번 갔었는데 1박 2일이었거든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아, 이제 출장 가서 일만 보고 일본에서 음식을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뭐? 네. 어... 제일 맛있었던 게 규카츠. 뉴카츠 음. 아 도쿄 말고 가고 싶은 데 있으세요? 역시 홋카이도겠죠? 저도 홋카이도 가본 적이 없어서 오. 어머 어머 어머. 그러면 은뭐 경진 씨 저거 이주 자가 격냐고 가야 되겠는데. <laughs> 올해 겨울이면 딱 좋겠네 둘이서 이렇게 얘기도 하다가 뭐, 뭐, 뭐 아무튼 뭐 그렇다는 얘기라서 아미짱도 음, 간단하게 지역이랑 음, 뭐 바디 사이즈도 괜찮고 자 팀에는 저 빵. 디즈니를 너무 좋아해서 아,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아... 둘이 되게 놀이공원 가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laughs> 빵 자 그래요. 네. 저는 검도를 좀 오래 했었거든요. 어떻게 검도하는 남자 어때요, 아미짱? 좋죠. 어? <laughs> 좋죠. 좋아요. 좋죠? 네. No. 저죠. 네. <laughs> 일본 여자들이 조초 를 발음할 때 조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요 <laughs> 어떤 스타일의 여자가 좋아요? 이제 여성분 매칭을 아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야 네. <laughs> 고생했어. 강력해, 강력해. 야, 우리 내일 몇 번이나 보고야. 진짜. 맞아. 노력했던 것만 알아줘요. 그만큼 노력했다는 겁니다. 이수는 저한테 좋은 <laughs> 정보로 이렇게. <laughs> 그놈의 기반 테크 아, 최근에 그 연애를 하신 게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어, 저는 4년 전이야 어, 다행이다. 난 아, 네. 어, 나 갑자기 아저 있긴 있는데 이런줄 알았어요. 우리 그거 한국 아. 아, 어. 어, 그때 한국 와서 만나셨던 건가요? 아 아니에요. 한국에 가기 전에 <laughs> 일본 사람. 일본 사람? <laughs> 네. 한국 사람은 만나보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아, 네, 없어요. 친구가 한국 남자분이랑 만나본 적이 있어서 그때 너무 좋다, 있고요. 어, 되게 <laughs> 일본 남자 <laughs> 일본단 말 한국 남자분이 젠, 젠틀이라고. 아, 젠틀. 젠 음. 나랑 병진 씨 뭐 젠틀하지. 우리야 뭐 젠틀하지 그쵸? 젠틀맨이지 뭐. 일본 뭐 사람들은 연락이 잘 안 된다 이런 게 음. 있었거든요. 네. 어, 그게 아미상도 그런지. 네. 아. 저는 잘 하얗고 ないで 음. 빨리 해 그냥 이제 <laughs> 여자들 진짜 좀 해라 좀해왜안 하는 아나 이유를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일할 때 못 보는 것도 야 우리는 일 안 하냐? 야뭐 우리 병진씨 일안 하냐? 제일 바쁜 사람인데 <laughs> 그 카톡 겁나 빨라 맞아 자 우리 아미씨 음. 잘 되는 가정 하에 음, 약속을 하나 해요 나랑 연락 잘하기 네. 아, 예. 예. <laughs> 마지막 연애가 언젠지 좀 오. 궁금합니다. 저도 딱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야 이제 할 때 됐네 음. 둘이. <laughs> 이게 에이핑크 정원지 씨 아세요 혹시? 네. 어, 되게 좀 닮, 닮은 것 같긴 한데. 아 진짜요? 어, 제, 어. 제가요? 셀카풀도 좀 없고 해가지고. 풀 있어요. 아그럼좀 해주면 안 될까? <laughs> 네, 해줘 일단. 공식 질문 일단은 들어갈게요. 1번에서 5번 하나를 딱 네. 고르세요. 네. 3번. 3번. 아오 괜찮은 게 골랐네 그래도. 괜찮네. 상대방의 설레는 신체 부위. 신체 부위야 신체 부위. <laughs> 이렇게 간조해. 아, 간절한 게 아니야. 이건 팩트. 그 팩트. 음. <laughs> 자 어... 어디일까요? 뒤에 목선이야자 아미 씨 네. 목선 한번 살짝 이렇게 아, 아까 뭐. 예뻤어. 그리고 한 번만. 음. 야. 아, 어떡해. 병진 씨 이거 몇 가지 더 소스 나한테 줘야겠어 이거. 음, 맞아요. <laughs> 걸려들었어 병진 씨 제대로. 걸려들. 눈 같아. 어 약간 진짜 홋카이도랑 되게 어울려. 어 진짜로. 어. 자 아미 씨가 골라주세요. 5번. 빵. 아. 이걸로 할까? 나는데 알았어 알았어 아, 그래가지고 아, 아. 자 그러면은 만약에 병진 씨아 근데 이거 얘기했잖아 아 섞어 어. 어, 그러네 얘기했다 아 미안하다 저기 아민 씨 이거는 <laughs> 겹치는 게 있어가지고 다시 어? <laughs> 한 방이나 오고 다시요? 2번 네. <laughs> 나 모른 몰라요 나자 몰라요. 이거는 유튜브에 안 나갈 수도 있어요 나 몰라 자 만약에 병진 씨랑 사귀게 됐어 일단 아, 일단 예를 든 거야 예를 다도해봐자 보아키오 나메를까 뭐, 어, 발가락을 남의 때 아기를까 어떤 점이야 당신은 <laughs> 발가락이요 오 확실해 저들은 좀 왜? 겨드랑이 왜? 싫어요 겨드랑이는 싫고 <laughs> 네 발가락은 괜찮은 거야? 음, 네 괜, 음, 어. 괜찮아요 그럼 김진 씨 발가락을 이렇게 빨아주는 여성분은 어때요? 네? 어, 왜, 왜, 왜? 어, 어때요? 어, 어때요? 어... 네, 뭐 저도 겨드랑이보다는 발가락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 어, 다행이에요. 자, 그러면 두 분 제가 이렇게 성취향도 다 알려줬으니까 서로 이제 발가락이랑 부산으로 오신다면 제가 야경이 정말 예쁜 데를 알거든요. 음. 그곳으로 같이 가보면 좋지 않을까. 네. 아, 아미짱은 부산 가본 적은 없으시죠 아직? 있어요. 네? <laughs> 없다고 해주지. <laughs> 일단은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 더 알아가고 싶다 연락처를 교환하고 싶다를 서로 뒤돌아서 하고 싶으면 5를 이렇게, 이렇게 네. <laughs> 서로 뒤돌아보시고 나 겨드랑이네 변신 노돌노돌 서로 연락을 하고 싶다 하면은 머리 위로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오케이 자, 뒤돌아보시고 자 그러면은 <laughs>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은 음, 어, 한마디씩? 어, 한마디씩 코로나가 괜찮아지고 만나서 좀 좋은 시간도 보내고 좋은 관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コロナが良くなったら一緒に北海道とか行ければ <laughs> パイカーギをプサンも案内していただきたいので仲良くしていただけたら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もう저희한테감사인사는뭐나중에카톡으로하시고 <laughs> <laughs> 아, 아. 뭐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형님. 영진 씨는 나랑 쭉 가는 거야. 이마마 <laughs> 재밌게 그랬대. 헌터니 아리가또 고자이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자, 자두 분은 바로 연락처 드릴게요.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